그 오늘은 그 트레이닝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걸 느꼈는데 내가 어제 유산소 운동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뭐냐면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 본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러닝머신 하루에 한시간 해도 효과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체지방 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 유산소 운동하는 목적은 체지방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심폐 지구력의 변화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유산소 운동만 하면 살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면 근육 생긴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근력과 근지구력의 변화를 통해서 체력의 변화를 통한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건데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근육 만들어지고 유산소 운동하면 지방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목적은 근력과 근지구력의 변화 유산소 운동하는 목적은 심폐지구력의 변화 이 세 가지 체력 요소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것 체력의 변화를 통한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유산소 운동 그냥 하면 살 빠지겠지 뭐 근육 운동 하면 근육 생기겠지 이 정도 개념으로는 사실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이 세 가지 체력 요인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에 의해서 내 몸이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립니다.